무슨 우정 테스트를 한다고 oh oh 네. 오늘 무슨 우정 테스트를 한다고 그럼 어떤 곡 듣고 일단은 이렇게 핑크로 맞춰 입고 와보기는 했어요. 어. 아, 죄송해요. 항상 거의 붙어 다니고 거의 서로에 모르는 게 <laughs> 없을 정도 <laughs> 시험 때문에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이긴 한데 저희가 여러 번 합을 맞춰봤으니까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우정 테스트가 있습니다 동시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짜장 아. 고양이 강아지 하나 둘셋 강아지 <laughs> 뭐가 무슨 <laughs> 고양이를 승희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 이자님이 좋아하는 색깔어 잠시만요 초록 어? 초록 좋아해? 야 너무 안 먹는데? 이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 둘셋 감자튀김 오 이건, 이건 진짜 오 어, 우리는 무조건 응. 하나 둘셋 찍먹 우리는 무조건 난 네? 구멍이 아, 좋아 나는 난 너가 찍어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찍어 먹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흔들거리는 거 보니까 좀 갑자기 자신이 살짝 떨어져가지고 정말 유감이겠지만 그래도 미션이 지금 우정 파괴라면은 파괴해보겠습니다 저는 클래식 피아노 전공인데요 재즈라는 게 뭐 어쨌든 클래식에서 파생된 게 아니겠습니까 네, 클래식 연주자로서 그의 우정을 갈라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화하실 가아 아니에요? 세 번째는 화려한 느낌이었고 첫 번째는 <laughs> 어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일단은 슬기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곡 뒷도 가겠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곡 가겠습니다. 때 방금 한 사람이 슬기 같고요. 자신 있어요? 맞을걸요? 모르겠어요. 이번 거는 모르겠어요. 2라운드는 재즈로 가요. dream together 네, 이건 너무 쉬웠어요. 어, 이유가 뭐죠? 가장 익숙하였어요. 많이 맞춰봤어서 그런지 재즈는 자신 있네요. 정답은 첫 번째 성화님, 두 번째 효종님, 세 번째 슬기. Kiss me slowly It's the sweetest thing And it don't change If I had it my way You would know that you are mm. You're the coffee that I need in the morning You're the sunshine in the rain when it's pouring won't you give yourself to me? Give Kiss me slowly is the sweetest thing 네. <laughs> 첫 번째가 어, 서원님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조건 두슬기고요 세 번째가 효정님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맞춰봤는데 이거 기억도 안 나는데? 1라운드에서는 안 찾았을 것 같아 슬기님을 못 찾았어 1라운드 <laughs> 너무 헷갈렸어요 2 3라운는 스윙 대회를 다찾으셨습니아 진짜요? <laughs> 저는 너무 다 맞출까봐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틀려도 다르게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었네요. <laughs> 아, 저는 약간 아무리 그래도 안 맞춰봐도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이걸 틀리네? 이렇게 생각을 살짝 했고요. 나머지는 다 맞췄으니까. 아, 제가 중간에 이제 어떻게 꼴까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슬기를 다 맞춰서 근데 두 분 스타일이 되게 다르신데 둘 다 진짜 수준급 진짜 쨀쨀여서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성공이네요 성공이 와. 아 너무 웃기다 혹시 함께할 분들이 누군지 아실까요? 미나슬기님 첫 탑주라고 들었는데 이게 사이가 좋아지시라고 배틀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라고 배틀을 <laughs>